나중에 후다 집어넣고 바로 때리려고 지금 가짜로 때린 거죠. 네, 요거 이제 뜯어올 거. 그러니까요. 네. 후다 집어넣고 겉 때려야 되니까요. 음.